저번에 만든 베라파핏은 정말 예쁘긴 한데 너무 조그맣지 않았어? 그래서 이번에는 왕큰손 만나이 준비했습니다. 왕큰 무지개 파핏! 게다가 이번에도 재미있게 신나게 게임을 할 수 있어요. 파핏 게임 만들러 가볼까? 렛츠 겟잇! 만나랄라 무지개 파핏 게임을 위해선 무지개 파핏판이랑 무지개 파핏이 될 고깔이랑 한 장씩 더 인쇄해야 해. 그리고 이건 중간에 주사위를 던질 갤럭시! 자, 테이프 코팅을 해줍니다. 커피판은 튼튼해야 해서 양면으로 코팅했어. 코팅을 했으면 동그라미에 칼로 X자를 먼저 그려. 그리고 벌어진 틈으로 가위를 쏙 집어넣어서 뱅글뱅글 돌리면 끝! 자르기 마법을 부리기 전에 지금까지 만나는 몇 개의 구멍을 냈나요? 구멍 한 개 냈으니까 첫 번째 비밀번호는 1! 자, 그럼 구멍을 내볼까? 이 동그라미들을 잘라줍니다. 이제 팝핏을 만들어 볼까? 칼집을 내서 갈라진 부분을 섬까지 쭉 당겨서 위에서 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예쁘게 가위로 다듬어주면 팝핏 하나 완성! 윙가리움 레비오사 야! 헤르미온느가 도와줘서 이렇게 꽃을 다 만들었지? 자 이제 색깔에 맞춰서 이 팝핏을 한번 붙여볼까? 뒤집어서 테이프를 잘라서 여기저기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돼. 튀어나온 부분은 가위로 이렇게 쪽쪽쪽쫙 잘라가지고 예쁘게 예쁘게 다듬으면 자, 한 개 붙였지? 뚝딱! 두 개를 완성해서 왔어. 이렇게 커피두 개를 완성해서 붙이면 대왕 카피집으로 만들 수 있다. 완전 멋지지?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주사위를 던질 갤럭시 판을 붙일 거야. 또 주사위 판은 테이프 코팅을 해도 되고 손 코팅지로 코팅을 해도 괜찮아. 테이프를 척척 잘라가지고 팝핏이랑 주사위판이랑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하면 돼. 당연히 양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팝핏 게임판 완성! 오늘은 무지개 팝핏을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 비밀번호는 7! 자 그리고 여기 위에랑 이 아랫부분에도 팝핏판을 만들어서 붙이면 총 4명까지 게임을 할 수 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게임을 하려면 주사위를 만들어야 돼 주사위를 인쇄해서 테이프로 코팅을 하고 이렇게 잘라왔어 점선을 따라 꾹꾹 잘 잡은 다음에 요 이 부분을 있잖아 뒤쪽에 테이프를 붙이고 2랑 5랑 이렇게 안쪽을 먼저 연결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위에 테이프를 붙이면 벌어지지도 않고 아주 잘 붙어요 상자를 만들었으면 알고 있지? 아래 위로 뚜껑을 덮은 다음에 테이프로 찹찹 붙여주면 됩니다 요 색깔만 있는 주사위는 그냥 주사위 그대로 써도 되지만 이렇게 나의 파피 두 개 누르기 또는 상대방의 팝비 두개 누르기 이렇게 친구랑 같이 하고 싶은 미션 적어서 가지고 놀아도 돼 그러면 더 재밌겠지? 우리는 일단 주사위 하나로만 가지고 게임을 했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만큼 팝빗을 누르는 거야 첫 번째 판은 때려야겠지롱 두 번째 게임은 주사위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게임을 했어 봐 빨간색이 나오고 3이 나왔지? 그러면 빨간색을 3개 누르는 거야 초록색에 4가 나오면 초록색 팝빗을 4개 누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이상 누를 수 없는 팝빗이 나올 때도 있어 그러면 더 이상 누를 수 없어 아래에 구름이 있는 곳의 왕팝빗은 게임을 한 판 이길 때마다 누르면 돼 3판 2선승제로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되니까 마음대로 해!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두 가지 비밀번호를 줄게 만날랄라가 만든 팝빗에는 한 가지 색깔의 팝빗이 몇 개 들어있을까요? 여섯 개가 들어있으니까 세 번째 비밀번호는 6! 네 번째 비밀번호 만날랄라가 오늘 만든 팝빗으로는 몇 명이 게임을 할 수 있을까요? 만날이랑 나랑 둘이 했으니까 마지막 비밀번호는 2 자, 오늘은 이렇게 여러가지 게임을 할 수 있는 2인용 파티 게임을 만들어봤죠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예쁘고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올까?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댓글로 주셔줘.